Yeah. 지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중간에 혹시 너무 급해서 용모를 보러 가시, 나가시는 분 영상 처리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 나중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이재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오, 늘비 소식 있어가지고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가려지는데? 나 이제 뭐- 내 머리 감고 내가 한 소리 이렇게 어험 했어 아햄 북극곰 네. 어. 아니라 토끼 야 야옹 나 카메라를 잘 못 쳐다보지 <laughs> fall. 네, 치워드릴게요. 와, 어, 향 진짜 좋다. 네. 이거 먹고 싶었죠? 네. 있죠